내 이름은 그리고 한국 남자 경식군과 사귀고 있다 자기 광고를 어떻게 찍지? 광고 천재 김경식이 있잖아 광고 광고 광고는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에게 처음으로 광고가 들어왔다 이게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 이 시간에 누구지? 내가 갔다 올게 누구세요? 밤 12시에 누구지? 만대 할아버지가 오셨나? 누구세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하? 저기 누구예요? 아, 그리고 그 누구냐면 이 영상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누구냐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에?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씨 뭐야, 뭐야? 누구예요 저기? 그, 내가 전에 만나던 친구인데 oh my god 김치! 정여진이 집에 온 거야? 잠깐만 어젯밤도 누구랑 전화했잖아 그렇다면 자기 요즘 밤마다 전화한 게 전화한 게 한계가 없다 쏙 떨어진다 3일간씩 기가 그딴 거 없다 최대 속도 무료 1기가 한계는 너너너 속도는 개어진 전엔 긴장되는 분위기 말조 신경이 립댄스 를 준다 군소 타올 같은 레키 어디 보자 신청 손론단처럼 보얀 피부에 다대기 하나 없는 몸매 음 나보다도 예쁘네 이쪽은 나랑 사귀고 있는 쿠리코 반가워요 샌프란시스코님 빠진 거다 이 레끼야 굉장히 착하고 어, 착하고 맞바테라 그리고 머리도 좋아서 이게 대학교 때 굉장히 인싸였어 맞아요 저는 머리가 똑똑해서 인싸예요 언니는요? 나는 요사다 요사? 요사가 뭐야? 요사! 여사 여사 여사 여사 여사 여금이 사다 4만원 만에니 다른 회사에 비해 첫째 달 둘째 달 1970엔 세 달째부터 3344엔 오마이갓 김치 가격이 싸싸싸 사장님이 미쳤어요 야 이왕 이렇게 만났는데 건배라도 한잔 할까? 다 다버린 겁창 같은 놈줄깨 먹이러 주고 싶다 어 넷째들 뭐 하는 거야? 아, 야마도 온다. 글꺽, 글꺽. 삼부르 새끼들아! 맞아 맞아 <laughs> 표적관 곡괭이가 어디 있더라? 그래서 서커스는 어? 서커스라면 혹시? 그때 그 서커스가 돼 어, 언니 어떤 서커스요? 김경식은 서커스를 본다 <gasps> 맞아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 그는 성장을 했다 그러다면 혹시? 중간에 잠들기. <gasps> 언니! 잠깐만 또 댓글 쓴다 또 지금 또 이거 장난치려고 또? 언니 그런데 고민이 있어요 시원하게 말해봐라 만족도가 음, 언니는 어땠어요? 난 최고였다. 캠페인이 있었거든. 캠페인? 지금 캠페인 중! 나회사 쓰다가 준도에 대한 돈 위약금 100% 지원 불만족시 두달 내로 환불하면 위약금 100% 지원 캠페인 캠페인 사장님이 미쳤어요. 친절한 모발레코니는 나와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저기 보시고 찍을게요 하나 둘셋 오늘도 경식군의 만남이 같은 사람에 우리 집엔 새로운 가족이 왔고 섹시한 모바일 꼬니는 센트 맞은 이야기지만 콘센트만 있으면 설치 끝이다 아... 광고주 개빡치겐 코너 방금이와 모바일 꼬예요 내 이름은 그리코예요 첫밤부터 장난들이 고강열 노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